someday. 채워서 오기 I 8월에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across the seas But I'm afraid the ship has sailed 소아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했어요 공간의 미래라는 책인데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 많이 읽진 못했는데 이걸 읽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일들이 생기면서 제 방을 일할 때 효율적인 방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집 맨날 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앞으로는 되게 공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수익화되고 있고 또 새 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내 일을 이어나갈까 이런 좀 막연한 생각도 있어서 어,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좀 어,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이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이렇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게 지금 이렇게 짧게 읽고 느낀 점입니다. 이 책이 제가 건축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게 읽고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공간의 미래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에 miracle morning 루틴에서는 2시간? 3시간 동안 정말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운동은 보통 저녁에 했는데 최근에 miracle morning을 하면서 제가 오전에 운동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녁 운동도 좋긴 한데 오전 운동을 해야지 좀 몸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전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저녁 운동은 정말 눈 감고 막 이렇게 <laughs> 졸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전에 운동을 하는 편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앞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슬릭 부스트라고 근력, 유산소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센터는 워낙 방역을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제가 밖에 나가는 게 조금 두렵더라고요.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 제 차례는 언제 오는지 한창 그 운동을 정말 재미있고 잘 하다가 다시 이제 집에서 요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날이 밝고 정신도 다시 깨니까 어, 요가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제가 슬립부스트 다니면서 막 코치님들께도 부탁해서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요가하는 영상은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전에 찍어놨던 슬립부스트에서 운동했던 영상을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아 그리고 맞다. 소여사 오기에 대한 설문은 뭐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유튜브에도 했었어요. 원래 세화사는 격월로 했거든요. 저도 miracle morning을 한다지만 그래도 믿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한 달간의 휴식 기간을 뒀었어요. 세워사 오기에 대한 문의가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적은 인원이더라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달 바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설문을 했는데 아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설문했을 때는 거의 반반 나왔고요. 근데 8월이 조금 더 많았어요. 3%인가 더 많았고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 보이시겠지만 8월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세어사 5기는 8월에 하고 또 세어사 6기는 9월에 하는 걸로 연속 이제 세 달을 세어사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용은 많이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매 기수별로 모집 영상을 찍어 올려야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충분한 설명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빡세지만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번 주 이렇게 저의 근황과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운동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영상 끄고 요가하러 갈 거예요 안녕 time 골프를 작년 8월부터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연습장 다니면서 거의 매일 연습을 하다가 이제 점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왕에 그렇게 배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갑니다. 오늘의 목표는 양팔을 하지 않는 거예요. <laughs> 저처럼 이렇게 아예 자세를 제 걸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쉬어버리니까 정말 노답이더라고요 또 저희 나이대 요즘 골프가 굉장히 요즘 유행하잖아요 최근에 뭐 TV조선이나 JTBC에서 하는 골프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나도 골프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또 이렇게 나왔는데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골프 치시던 분들은 <laughs> 그래도 <laughs>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18호를 야무지게 쳐보겠습니다 Sometimes we might get upset and say some things we regret. But if you come and get it, we can make the fight a worth it. 지금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아 여기 연예인들 사인이 많은데요. 누구지? 이 사람은 모르겠다. 여기 있다. 오지호. 조화란 한상진, 김준성, 모태범 뭐 엄청 많다 그렇다 picking cactus and it starts to rain The smell of steamed asphalt rain. sends it novocaine Nature's brew of all kinds of things The mountains, sunk hills, sky color schemes Makes you forget about all types of things You remind me of the Arizona thunder Satisfy the time simple times in the Arizona thunder. The Arizona thunder tonight. 마지막 18월. Endless roads to the horizon. Past the oasis, it's all behind you. Mirage of agua, the stars above you The creature's days to nocturnal days Makes you forget about all types of things You remind